나 이 수박 사고 싶은데 너 사과 먹고 싶어? 나 이 수박 사고 싶은데 너 사과 먹고 싶어? 나 이 수박 사고 싶은데 너 사과 먹고 싶어? 나 이 수박 사고 싶은데 너 사과 먹고 싶어? 나이 수박 사고 싶어. 나 다음 달에 서울 갈 거야. 나 이 수박 사고 싶어서 나 다음 달에 서울 갈 거야. 나 이 수박 사고 싶어서 다음 달에 서울 갈 거야. 나 이 수박 사고 싶어서 다음 달에 서울 갈 거야. 나 이 수박 사고 싶어서 다음 달에 서울 갈 거야. We'll be right back.